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도로에 딱서 자, 요번에 오케이. 네. 재밌게 해봅시다. 오랜만에 네. 야스나야에서 경찰서 공성전 준비하시고 카운트 세겠습니다. 자, 3, 네. 2, 1, 가자! 고고고고! 아, 야. Marley. 입구 쪽에 연막 연막 작업 입구 쪽에 연막 작업 입구 쪽에 연막 작업 다 하세요 고고고고 돌격 돌격 나 들어왔어, 들어왔어. 1층 먼저 클리어 합니다 어, 내렸다, 내렸다, 위로 내렸다. 들어오세요. 경찰서. 다 들어와. 사장 주고 한번 정비. 뒤에 드릴 거예요. 다 올라갑시다. 다 올라가. 자, 고고고고. 팀이 쪽에서 입구 거기 좀 세줘야지 아, 네. 우리가 못 우리가 못 들어가. 자, 여기 2층에다가 연막을 다 뿌려. 그러면 돼. 아니 들어갈 딱 들어갈 때못 봐가지고 못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위에서. 고고고고고. 올라가자. 먹었어 2층 먹었어 Kapat 남은 다 잡은 거 같은데? 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들어와요. 오케이, 오케이. 자, 3층 준비. 연막 3층에다 까세요. 예. 고, 고, 고, 고. 꺼방, 꺼방.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앞에, 앞에 누구예요? 앞, 오, 앞, 앞, 앞에가, 앞에가. 들어와요 들어와 어,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들어와 30 들어와요 올라와요 올라왔어 아 앞에 길밖에 없어요 들어가요 삼십 끝에 삼십 끝으로 갑시다. 끝으로 가가가. 엎드려잖아 엎드려잖아 Nice nice.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탑 clear clear clear. Clear clear. 네,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라스 옥상 라스 옥상 다 음. 정비해요 한번 한번 정리 다 살려주고 살려줘 이거 다 올라갑시다 천천히 올라가요 5번님 다 6번님 올라가요 2번님 다 올라가 네. 올라가 올라가 아우 안 보여 어디야 여기 어디야 <laughs> 여기 어디야 어. 아 여기 뭐야 방에 있다 방에 수고하셨습니다. GG! 네. 아, 좋았어요. 재밌었습니다.